때려내라 이건가 하루하루마다 보래 바보라다 거울아 올바로 때려내라 이건가 하루하루마다 보래 바보라다 마신가 갈도 매도가 신가요 가도 거두 들이 Gado quando teve de tu addu mana mano Kolla evaru terenge ara Ikanya Handu varu nati bore kabura kaa